제4일에 회장들 전국 학교 및 실업팀 대학 스케이프보드 이선현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하일 선수였습니다. 빅클릭. 파이브 이피피피 백사이드 미스까지. 프론트사이드 베이스라인 남은 시간 5초. 멜카이 소리 10초 남았습니다 멜카이 소리 Let's go, let's go. 남았습니다 10초 김동혁 선수입니다. 남은 시간 네네 피프까지 네자 카운트 되고요 남성 중고등 무결승 게 마지막 정리됐습니다 출발 백사이 골킥 라이트 빅 골킥